안녕하세요. 오늘 첫 출근하셨잖아요. 네. 근데 저희가 알기로는 또 팀명도 길고 노래 제목도 긴 게 특징이라고. 네, 네네. 네. 맞습니다. 오늘 첫 출근 기분을 네.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분들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, 저희 식으로요? 네네. 네. 회사를 빠져나온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. 그냥 길게 지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두 분이서 라디오 DJ로 굉장히 열일하셨다고 아, 알고 맞죠. 있는데요 금디잔디가 추천하는 오늘의 오프닝 곡이 있을까요? 오늘의 네. 오프닝 곡이요? 역시 Dear Sputnik이죠. 아 그쵸 이번 혼선의장 FREEZE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저희 두 명이 작곡에 참여했거든요 <laughs>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분들 노래 중에 엔젤로 음. 데뷔이 있잖아요 맞아요 싫어도 다 해야 하는 천사로 살기 네. vs 하고 싶어도 거절만 해야 하는 악마로 살기 천사로 살게 저도 천사로 살겠습니다 이게 악마로 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요즘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멤버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? 무한도전의 무야호가 저희끼리 많이 해요 무야호 한번 <laughs>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? 무야호 어, 네. 초등학생 때 마법사가 또 꿈이셨다고 맞아요. 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면 어떤 마법을 하고 싶으신지 어, 마법이요? 네.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어. 시간을 되돌린다면 어떤 거에 사용을 하실 것 같은지 저는 엄청난 명곡이 나왔을 때 뒤로 돌아가서 제가 먼저 그 노래를 낼 거예요 코로나 아, 이쪽에서 분들 노래 중에서 위시리스트가 좋아하는 사람의 생일 선물을 뭘 줄까 고민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모아분들께 생일 선물을 준다면 어떤 거를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지 어, 당연히 저는 1순위는 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모험님 사인 앨범을 드려야지 아, 죄송합니다 사인 앨범 <laughs> 1순위랑 2순위가 비슷해가지고 아, 그쵸? 네, 네. 사인 앨범이랑 인형을 같이 줄 것 같아요 첫 출근이시잖아요 그쵸? 각오 한마디 들을 수 있을까요? 첫 출근인 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모아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. 오늘 모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 많이 담고 가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마말 화이팅이라 많이 사랑해주세요